In this episode of Hanmi Life, we're going to be planting cucumbers and squash. 한미 Life. 나중에 말고 지금 좋아요하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All right, Dad, so we're gonna start first with, looks like our cucumbers, right? That's correct. All right, and anything special about these cucumbers? I guess they're, to me, they're called Korean cucumbers. Okay, Korean cucumbers. Let's see the package. Turn it towards us. It's all in Korean. Okay, yeah. Looks good to me. All right, is this what we usually plant every year? This is it. Okay, so only one style of cucumber? Yes. Okay. I turned the dirt over a couple of weeks ago, so the dirt should be soft. Uh -huh so all I have to do is just push the seed into the dirt. Okay, and how far down do you have to put them in the ground? Oh, just an inch or so. No, not very deep. no. okay. We're about eight inches apart. turned out perfect. Wow, how about that? For that roll. On me life. I got a new package of seed and it looks like they're coated with something, probably. Hang on, is, is it a different style? No, it's the same kind. Same, same kind. It's weird that they're coated all pink. Oh, okay, go ahead. have here, Dad? We have a round squash and a long squash. Okay. <laughs> That's all I know. <laughs> all right, thanks, Dad. And we plant these every year as well? Every year, yep. Okay. I look forward to eating these. water mountain. Hanmi Life 아버지가 뭐 심을 주셨는지 아세요? 몰라요. 네, 확인하러 갈까요? 네, 갑니다. 네. Look at the steak. 어? 이게 뭐야? I guess it's a plain over here pepper. Peppers? Uh-huh. What kind of pepper? 무슨 고추? Garden salsa. Garden salsa? Uh-huh. Okay. You... Yeah, look at the onion. 잘됐네 아직 안 심었구만 아버지가 뭐를? 저기 뭐? 고추도 안 심고 오이도 안 심고 가지도 안 심고 그래? 이게 뭐였다? 저기 응. 오이 맞아 아니면 호박 어, 여기는 호박이잖아 응. 오늘 심어주셨는데 어 그래? 호박 씨 응. 심었어? 응 어, 어 그래 어. 호박 근데 두, 두 줄밖에 없는데 이거 충분할까? 오, 호박은 충분해 그래? 이거 아스파라까지 다 커버렸네 Can you believe I picked it tomorrow and it's got to be picked again? Yeah. Asparagus? Yeah. Such a, a warm day, it really grows fast. Yeah. Get that one bird off. Sorry. I broke that one there. 미안해요. 어, 괜찮아. 먹으면 돼. See how tall they are already. 고사리 끈 뜯기. 이렇게 끊으면 돼, 이렇게. 연한 부분만. 연한 부분만. 길게 끊으면 질겨서 못 써. 아이, we need the rain. 음. 오, 비가 많이 뭐 와야 게 되는데. 어? 아니야, 저기. 파. 이건 파야? 응. 대파. 대파. 네. 이게 대파야? 응. 다른 데다 심. 여기도 심 심어 주셨는데. 어. 거기. 여기잖아. 이게 뭐야? 거긴 오이 심었구만. 어 맞아. 만 모르는 게 없구나. 이야 이거는 뜯어 먹어도 되겠다. 하나. 아버지 샌드위치는 해주겠네. 와. 이들을 끝잡 하니 라이크하고 구독 눌러주세요